Hello.

집처럼 해놨네 干！ 본인이 없애는 거야. 여기 나중에 벚꽃 되면 진짜 이쁘긴 하겠다. 그지? 응.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뭐 먹을 거 많이 던져주나 봐. 토통하네. 얘도 오동통 아니야, 오동통. 쟤는 자는 건가? 가는 거지 쟤는 얘 혼자 이렇게 시끄러운데? 얘 뒤통수 왜 이렇게 응? 어? 어, 오빠 오빠 너무 귀엽지? 오리 말고 이 진짜 오리를 찍으라고 하이 쟤겠다 한명깠다 여기 닮은 거지 오동통 안에 찍어봐 <laughs> 오 진짜 오동통해 오! 오! <laughs> 우리와 러브덕